엄마 나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집에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다 어, 엄마랑 아빠랑 나랑 형이 해달라는 건늘다 해줬으니까 엄마는 괜찮아 나는 그 말에 안심하고 엄마 아빠 힘든 건 늘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엄마 그거 기억나? 나 수능 성적표 받았던 날 진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성적들 때문에 나 그날 되게 많이 울었다 형은 한 번에 대학 가서 장학금도 받고 엄마 아빠 돕는데 난 그러질 못해서 심지어 재수학원 보내달라고 엄청 쫄랐잖아 형이 그동안 모아놨던 장학금, 알바비들 다 내 학원에 나가는 거 알면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었어 그래도 나도 대학에 가고 군대도 다녀와서 지금 알바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. 근데 아까 알바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와서 인건아 너네 형 유학 합격했어. 그래서 당분간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네. 그렇게 멋쩍게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을 때 나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또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믿고 너무 쓰레기 같더라 엄마 오늘 저녁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뇌가족 네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리고 엄마 계좌에 내가 모아놨던 알바비들 다 보내놨어 형이 유학 가는데 꼭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삼겹살이지만 내가 나중에 꼭 소고기 사줄게 늘 고맙고 미안하고 아, 한 번도 안 해본 말인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 엄마 엄마는 언제 어른이 됐어?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배우 강인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저번에 그 못생긴 남자친구 편에 또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효자 컨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재장전 우리 또 너무 재밌는 영상 많이들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아무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죄송 아저씨 너무 아저씨 같죠? 네 지금 뭐 어떻게 아뭐 이런 거 하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? 뭐 노래 나오면서 뭐 여기 띠용? 띠용?